노래 좀 불러줘. 영준이가 노래 좀 불러줘. 시작. 아니 아니. 노래 언제 불러? 노래 언제 불러? 자, 딸기 먹어. 영재가 노래 불러. 자, 당연히 이쪽 찍어놔야 돼. 따라와. 시작.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할아버지. Happy birthday to you. 호호하자 호호. 찍어서 그거 찍는 거야. 혹시 그렇게 힘이 따뜻. 영재 같이 호호해줘. 아 이거 예. 아, 네, 네, 네. 네. 자 축하드립니다. 자, 커팅해, 커팅해. 잘라. 고거 할아버지 잘라줘. 이게 더먹